너내 동료가 되라 <laughs> 어서오세요 어차피 손 또 어지럽힐 건데 왜 또 닦았어? 어, 난 항상 깔끔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네, 아 미안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어차피 또 집어 먹을 거 맨날 닦고 또 먹고 닦고 또 먹고 닦고 <laughs> 대결만 뭐라고? 대결벽 대결벽이래 대결벽 아, 아 결벽도 아니에요 결벽도 아니에요 나 나나 나, 드럽게 먹습니다 어? 어떻게 한번 드럽게 먹어봐요 한번 드럽 한 보여주세요 드럽게 먹기 한번 드럽게 먹으라고 하면 드럽게 먹습니다 나 지금 어? 먹어봐 드럽게 뭐 이렇게 어? 뭐 이거 뭐, 뭐, 뭐 이렇게 막 어? 아 더러워라 세상에 음. 저렇게 잘 먹네 <laughs> 손 닦으려 그랬지? 아니야. 근데 이렇게 하면 코 간지러면 코를 못 긁잖아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아, 이렇게 그러면 되는구나. 네. 응. 응. 왜? 왜? 뭐 잘못했니? 어? 왜 여기 기름 묻으면 이따가 또 묻잖아 <laughs> 하여튼 기름 묻으면 이따가 묻잖아 또또 또 깨끗해졌을 때 묻는단 말이야 <laughs> 결벽증 아니에요 결벽증 아닙니다 진짜요 방금 어? 아, 결벽증 아니에요 다, 다, 다 묻힙니다 나도 어? 네. 아 너무 웃겨